yapamaz miswatiyen nakli rafat senya au suwa matsu dimna gizu dokki singaranya dimani dau nasun dia prako senya mandi bakma ro nakli dekorate na Wait. Ow. Ayo, Ganun eh. 그러니까 나타난 어 그만 뭐가 나온다 니가 너무 잘 그냥 그래 잘 안치과 No thanks 이지 캡네라 Yes, way. Irin chana chuma chuma mai sartre dia san san chini. mumurang macam ni gua. Dia mumu tu macam mumu. Ada sekali terkait. Alright. Oh, dia macam mana sesuatu macam. Wah, kita tuh k e m a r i tahu m a n d i r a n g kata Indo, ya kue orang kata kami ha. o e d a d i n jo Alina, perfume buat Hai nama Asalnya sok nanggin, sok sana deh Tidak, tak rakit, tak rakit, tak rakit 약속을 쓰고 그러니까 어린이 대부분 아무 아이도 없어 야 우리 아버지 시키와 thank you